아 넷네형 근데 왜 망나뇽이야 캐릭터가? 귀엽잖아. 근데 망나뇽이 좀 포켓몬 좀 게임 하면 좀세 걔가. 맞아. 뭔 소리야? 망나뇽이 14개였어 미안한데. 포켓몬에서 근데- 약간 강력한 캐릭 좋아하거든. 일단은 갸라도스. 아 가라스 약했어. 아, 근데 이름이 아 그거 애니 애니메이션을 쓰는데 실제는 약해. 맞짱 뜰 때. 인정. Can you give me your autograph? 에이, 아니 아니야. 점수 저렇게 안 높을 걸? 아니야. 칭찬이구만. 애니에서 쟤그 웅이 캐터 아니야? 웅이 알았어. 아, 우리 할까? <laughs> 웅이 뭐야 갑자기? 웅이. 뭐 어나밥 줄게. <laughs> 뭐해? 뭐해 형? 형 방금 뭐 한 거야? 웅이. 성대모사 성대모금 뭐해? 그냥 아까 바보 형이 한거 지우야 밥, 밥, 밥은 내가 지게 뭐야 왜 그래 형 내가 내가 라인이야 뭐야 망했네 방부 줄게 브리즈코 브리즈코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라라라라라라인 테라봇 in the speed 자 방부 줄게 Nice camping speed 2 1 go 브릭 브릭 브릭 브릭 밀자 루시원 봐 어, 어 뭐야 안 죽어? 아, 총알이- 수나님 오늘 캠 와, 나 죽었다, 이거. 아 그래요? 일단 보소 뭐 뺑. 와 뒤집 뻔했다 안 뒤지게 해줄게 안 뒤지게 해줄게 내 뒤로 멋있는데? 방백 있다. 와아내 화가 다 먹어 문 열려, 문 먼저 열려. 문안 열리는데? 나 어떡해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멀었어. 문 열리면 멀었어. 오케이 위에 블렐리 렐리플 하자 렐리 랠리 푸시 렐리 어, 푸시 어택 컴 바로 날. Come 바로 날. Rally go let's go rally 갔다. 어, 비켜 부셔라 비켜 부셔라 비켜 부셔라 저소 뺐다 일단. 스피스 좋나? TV c h 거 간다, 거 간다. 아 오네 까비? 낙나? 한번 줄게. 나이스 골 유캔 콤보 아, 못 써, 못 써. 돌았어? 무슨 한번 줬어. 인더블 인더블 인더블 인더블 위너브 위너브 위너브 위너브 파이팅! 빨리! 아나 오늘 자탄 왜 이러지? 아형 아 형 오늘 그냥 나게 갈 아형 냈네요 오늘 자탄 왜 이래? 아 자리야 하자 만호가 없어서 그래. 아 인정 내가 만호야 만화 똑같이 해봐 초하고정 초하고정 계속 해봐 방금 <laughs> 때아 오케이 호렐리 호렐리 우와 나이스 라이먼 라이먼 반발 줄게 파워 좋아요 어 리스폰이 제냐타 제냐타 제냐타 앤 루슈 라인 브리 안 줄게 라인 봐. 라인 잡자 라인 잡아 잡아 어 뭐야 킬 라인 와. 음, I'll come back so can heal y'all. 뺄게 잠아 a l r 내 마가 치료해볼게 나또 돌아 이제. 좀어 아, 뭐, 오케이 Trans first. 망차거든 이 있지 한번 예, 자탄 온다.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브레이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막았어. 막아치 있다 상대. 막았어, 막았어. 다수 스핀. 킬 브레이크. 마이그 마이그레슨. 웨플 디바. 위도라이 상대이 없어. 벌었어. 나 내렸어, 나 내렸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프리플, 프리플, 프리플, 프리플. 우 네, 뺑. 우리 원. 브레전드 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죽었어. 첫번 차기 전에 게임 끝내야 돼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라인 디플 망치, 차에 망치 있다. 아, 안 돼. 막아줄게 막아줄게 가려보자. 나야? 루시오? 왼쪽 마우스. 나이스. Okay, y'all gotta. GG. Or er, GR rather. 어 앤드류 아 점이야? 아, 나, 나, 나 생각했어. 안 하면 안몇 점이야? 안하몇 아, 생각했어? 아, 생각해. 4,520. 4,520? 그러면 내가 지금 한와와 50등? 와이 지 아, 한 30등 되겠다. 30등. 어? 어 오케이. 어 예. 콜릭 예. 좀 날려놔야지. 오케이. 두 발. <laughs> 귀엽네. 차에 맞아? 차에 맞아? 맞아 말아. 맞았어, 맞았어. <coughs> 아니 나아 맞지마 맞지마 나안맞았안맞았너부조야 아, 그리고 라이스쿨 라이스쿨 아 지가 왔다라 씨발 패 존나 들었어 알아봤어 그럴 같더라 아 주방을 죽일래 빼야돼 빼야돼 빼면서 해야돼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아쟤 진짜 많아 아 개새끼 저거 빨라 이거 빼야돼 음. 빼빼 일로 빼 일로 빼 일로 빼 그래 잭슨 잘하는 버브 My I'm here. Nine b 앞으로 좀 나와봐. 한번 한번 오나 좀. 나 방벽 없다. 어. 대협 대협 그래 대협 그래 디바 야, 어, 망치 있는데? 나이스 나 자탄 갖고 올게 방다 방다 방다이 없어 나 방다이 없어 얘들아 걸었어 걸었어 자리부터 잼바름 랩 역시 먹어 형형형 기다려봐 뭘 기다려 나, 나, 나, 나, 나, 나, 있을게. 여기 안 보이지, 나. 안 보이지. 내 네, 엑셀트도 압박해. 어, 아, 어, 안 보여. 네. 미쳤어. 아, 여기, 여기, 여기. 기다려나 기다려줘. 나 네, 기다려줘. 약간 빼줘, 빼줘, 빼줘. 약간 빼줘. 오케이, 지금 해야 돼. 어, 왜 이렇게 늦게? healer들이 다 와야 돼. 힐러 도해야 돼. 아니면 healer으로 카운터 친다고. 어, 개 어, 인정 데려온 것까지 데려오는 것까지? 데려오는 거야 봐요? 아뭐 데려오는 거아다 하지마 레이가 못해 망치 찰수도 아까 캔슬 당해서 아 막을게 아 그랬어 나 좋아 고렐리 고렐리 고렐리 땡큐 강세? 아나나 반대 반대 나 반대서 반대 나 썼어 나 썼어 다섯 페어스 뭐 우리 디바밤 있는데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어, 아 먹었다 아 먹었다 까비 라인 살렸어야 되는데 근데 망치 있나? 어 있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썼어 빼야돼 빼야돼 나 자탄 또 오거든 케어미 케어 캐들 캐들 캐들 나이스 루슈 not q u i 디바? 그래 브릭대 하자 하자 다 왔어 m 마이그레스 e 방벽대 천천히 해봐 방벽 안 줄까 지금 아 오케이 죽음 줄게 어 뭔데요 웨이 웨 마이그레 웨이 폴 마이그레 빰빰빰빰 썬브릭 스턴라인 스턴라인 스턴라인 아 스턴라인 기가 못 올렸어 아이 그럼 나 초킨다 그냥 천천히 해봐 킨다 킨다 그냥 킨다 일단 비빌게 일단 비빌게. 아파 전하자 빼면서 해야 돼 자탑 쪽 높거든? 방벽 온 방벽 온다 방벽 있어 이것도 넉배 도시지 막아줄게 방배 1초 방백 원방 자리야 커밍 자리야 커밍 자리야 해브 어디 어디 아 자리 왔다고? 제논 제논 아이 브레 푸시 푸시 푸시 브리원 브리원 브리원 브리원 브리원 잡았어 잡았어 열 자리야 대브 그래 뒤에서 먹자 하나 나이스 나이거 천천히 볼게 그럼 잡니까 아이 브레 제가 초월 없거든? 바로, 아, 없어 어 바로 내가 홍해했지금 라인 바른 말 방에 없다 얘. 궁좀 끌고 하자 여기서. 아, 초월 차, 차겠다 그러아 바로 하자 그럼. 아나 불편한데 아근 이거 한타 아 쏘리 아까 넥스 파이 아, 락나. 락나? 나안려와 에. 프리오미, 프리오미, 프리 어, 프리오 어디? 오씨. 브리비아, 브리비아. 나 복수해줄게. 이 새끼야. 죽여. 낙지를. 죽여. 네, 아싸, 나 빼야겠다. 훌륭한 스승. 음, 아까. 오케이, 라, 아, 브릭 버블유, 브릭 버블유. 백, 백, 백. 망치나 보다. 망치 없어, 망치 없어, 썼어. 아, 오케이. 오케이. 뺑뺑. 라인 원, 원. Can you guys p 그래 쳤어. l i 천천 해도 나 방금 타겠다, 망치. 음. 아유 안된다 아 이거 트럭 꼬인다 낙나? 라인 숨어있는 거 조심해 아 지게 브리비안 브리비안 브리비안 브리비안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브리브리 야타컷 나 아낀다 잠깐 차례 차례원 차례원 차례원 라인원 라인원 You can grab bomb again. Hey Diva, uh, we can we can last fight. Last fight, last fight. Take take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이발줄 안해 가자 가자 라인 라인 라인 압박해봐 디바 grab 디바 grab 디바 grab. 아빼빼빼 하나 먹 좀만 푸시 푸시 좀만 푸시 좀만 푸시. 아봐 아봐 아봐 젠젠젠젠 프리변 프리변 프리변 아, 아. 프리변 프리변 프 캠캠 캠. 디바바 하이 디바바 하이 디바바 바람랩 바람랩 킬드 봐 킬드 봐. 오차시 어, 아, 여기서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망치 있다 상대 에라이만 네, 와 그걸 넘네 나 진짜 막아줄 줄알았는와 아형 형, 형, 그만 그만 그만 나 그- 진 실망했어 <laughs> 사람이 적당히가 있어야지 맞아나. 와나 진짜 엄청 믿었어 방금 아 이건 맞겠지? 이러고 <laughs> 뭘 가질 못하 <laughs> 아니 밀리는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니 가질 못해 <laughs> 접근을 못하네